이 작품은 르네상스 이후 서양 회화의 전통인 원근법과 명언법 등을 벗어난 입체주의의 영향을 받아 손을 활용한 기하학적 형상으로 인물을 표현해낸 개성적인 작품이다. 오늘은 홍중이를 그려볼 거예요. 진짜요? 음. 홍중이의 특징이 뭔가요? 리더죠. 안대를 써주세요. 안 돼요? <laughs> 안 돼! 펜뚜껑을 열어주세요. 이 정도쯤이야. 뒤에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귀를 그려주세요. 오른쪽 귀요? 3분의 1로. 우리 용준이 귀. 되게 멋지죠? 이게 문이요? 되게 우리 용준이 그지? 그 선량한 그 눈빛이죠. 그 누가 봐도 리더의 눈. 앵두 같은 엉중한 입술. 유혹이었습니까? 어디 그 그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에요 여기 아니에요? 어, 대답이 없으시네 목이요? 되게 디테일하시다 <laughs> 아 머리카락이요? 공중이 형 보고 있나? 공중이 형 미안해요 아직도 늘안 했구나 아직도 늘안 했어 그래도 마무리 확실하게 산카소 저 그린 거 맞죠? 이걸